성 <laughs> 커피 집에서 만들어 먹기 만들어 먹기 집에 있기 집에 있기 영화 영화 보기 끝끝 미국 미국 성격 성격 음... 매큰 매큰 발라드 발라드 안락함 안락함 노력함 하 타고나는 거 과거? <laughs> 음, 미래 이런 질문 있었나? 난 현재 미래 아니 미래 음악 음악 자유롭게 시키는 대로 영화 영화관 늦잠 나 나. 극장 휴양 휴양 감동 재미 시키는 거 아날로그 아날로그 멜로 코미디 음... 음 미술관 콘서트 새벽 새벽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그대로인 것 그대로인 것 운전석 운전석 인간 유승 배우 유승 이걸 네 개로? <laughs> 깐! 깐! 깐! 이게 지금 몇개 맞아?